어떻게 찍으면 돼요? 이런 거 세트까지 하지? 안 되는 거야? 어떻게 하는 거예 잠시만. 아, 어, 언 네. 여기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네, 더 잘났다. 다 숲속에 그거 있잖아. 그게 뭔지 알지? 아니, 그 잠자는 뭐. 음. 인가 <laughs> 어떻게 잘? 아, 누나. <laughs> 미안해. 망했다. 한 번만 다시 하면 안 돼요? 여기 봐야 돼. 네. 보세요.